그런데 나 아무것도 안 했어 <laughs> 말년병장 <laughs> 말년병장 됐어 자 옳지 옳지 옳지 쭉. 쭉. 아이치. 쭉. 쭉. 쭉.